唱。 주 하나님 지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같이 허밍해 주세요. 내주 예수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